노래는 언제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아, 아. 한번 보여줘.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나가면 어떡해 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분량 뽑았어요 7시 25분인 줄. 알았어 저까지 못 내와. you.